메리 크리스마스 여기는 보컬 레슨을 하는 곳입니다 보컬 레슨 재밌게 얘기해봐 재밌게 <laughs> 재밌게 얘기하라고? 응. 여기는 보컬 레슨을 하는 곳입니다 <laughs> 뮤지컬식으로 이곳은 바로 보컬 레슨을 하는 곳입니다 대박이다 메리 오원 개네 개? 개 같다 이거네 <laughs> 개 같다는데 어떡해 <laughs> 개, 개 같다는 거죠? 개처럼 귀엽다 강아지처럼 어떻게 불어? 어, 너 불어야 돼. 어떤 리액션을 원하는 아니야 불어야 돼. <laughs> 아, 불면 돼? 어. 어. 고맙습니다. 어, 메리 크리스마스. 마스크 아, 쓰고 불순 없지? 이렇게 불어볼게. 아니다, 아니다. 우! 스토리에 올려도 돼요? 반지 입고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 <laughs> 반지가 왜 있어? <laughs> 야. 음. 어. 야, 달다. 야, 이건 혼자 먹기 아까운데. 네, 먼저 먹어 돼. 음. I am 호야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대전에 왔습니다 아 오늘 외쳐조선 대전 공연이 있는 날인데요 어 저는 이 공연에 출연하진 않지만 어 여기 대전 공연하는 분들을 응원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성심당에서 빵까지 사서 왔다고요 이때 난 외톨이 그때 이제 그 내가 얘기했던 그 반원 반원 조명으로 바뀔 거야. 여기로 가야 돼. 조금 더 뒤에 있어야 될 거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극장에서 여기는 키고 정확히 보여줄게 조명. 어, 도쯤될 거야. 어. Thank you. 대전 여행기 정말 즐거웠고요 대전에 가서 외초조선 공연을 봤는데 아, 확실히 연습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고 마치 제가 무대에 서는 것처럼 긴장도 했고 설렜고 벅찼습니다 아주 어, 저도 얼른 빨리 무대 서고 싶습니다 외쳐조선 화이팅 새로운 세상을 향해 I am 호야